고요 속의 외침?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고요 속의 외침. 아, 이거 시끄러운 거 듣고. 어, 어, 어 이거 재밌겠다. 거 여러분. 와, 이거 증정이에요? 우와! 증정이다! 난 병아리. 얘들아, 개구리 하나씩 사. 자. 이거 내가 쓰는 거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서 다 이거. 아, 그게 내 거야, 언니. 아, 내 사이즈. 아, 아, 요렇게? 귀엽네. 너를 봐요? 여기 봐야 돼? 여기 이, 이, 이. 带头快！啊啊！嘿！ 찜. 뭐지? 아. 아. 있어. 참! 치! 샵시 통시지? 말을 해! 이거 맞히면 대박이다. 샵시 통시집! 잡, 잡채 초코칩? 어. 잡치! 참치! 자, 이제 돌, 돌아주세요. 시집돌아주 어. 나 못 알아들었는데? 어, 그래도 해야 돼. 안 들리니까. 한 번만 다시. 아, 한 번만, 한 번만 다시. 시통시집 아무 소용이 없죠? 뭐야? 몰라요 저도? 잡채 통보집 잡채 그게 뭐야? 뭐? 이름 아닌 것 같은데? 나 이상해 잡채 통고집? 자 틀렸어요. 아닌 것 아, 같은데? 참치 꽁치찜 아, 맞지? 아, 대박. 참치 꽁치찜. 아 샵식 어디서 나, 나, 나는 샵 시간이라고 들었다가 샵시 통식집